여기 앉아서 울어? 방울 왜 그래? 왜? 추워? 오고 싶어? 방울 맨날 여기서 울어? 방울아 맘마 달라고? 먹고 싶어? 누가 들어와 들어와 추워. 이리 들어와. 너 들어오래. 너 들어오래.